잘 먹겠습니다.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났잖아. 응. 못 보던 강아지가 한 마리가 서 있네. 음. 자고 일어났는데 저 강아지가 왜? 햄복이 강아지인데 햄복이가 이제 타젤 다른 거 촬영하러 어, 간다 어. 하대. 응.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 말 없던데. 괜찮아. 우리 친구. 아니 우리 동갑 친구 행복이가 니한테 연락 와서 응. 아니 내한테는 말안 하는데 나는 안 맡아줄 거 아니야 뭔가 아니고 딱둘이나 둘이랑 동갑인데 둘이 많이 친해 이렇게 아니면 카페 놀러 가고 응? 못 보는 강아지 그랬어 깜짝 놀랐네 나 어떻게 불러 생각나 그냥 이렇게 퍼면 되잖아 웨이리스 조금 조금 해가지고 그냥 먹어

넌 납작한 건안 먹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먹는 거야 知道。 부먹이 더 맛있다. 부어도 돼? 응. 哇。